이 가면을 벗으면 또 사람이 죽습니까? 전하!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. 제가 괴물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. 강해지거라. 이게 너다. 조선의 왕이 될 자. 소자가 세자가 되고 싶다 했습니까?